수빈이 아, 저도 그 수빈이 신청곡 뭐, 들어왔어요. 네? 뭔데요? 아기상. 아, 곰새마리. <laughs> 곰새마리. 야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수빈아 이거 한번 다 곰새마리야. 곰새마리. 꼼쌤. 아, 한번 아, 한 번. 아니, 왜 아, 그러세요? 아, 퍼포먼스 한 번 해봐. 아 근데 아! 아 아니, 아니, 사실 수빈이가 네. 어디 어디서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거의 없죠. 거 거의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제가 아마 이 노래방 기계로 부른 게 마지막이 본 아이덴티티 있죠. 아, 그죠, 그죠. 노래방. 찜질방에서 했을 때아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요. 한 2년 전일 텐데, 2, 3년 전인데. 수빈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어, 어, 혹시 먼저 준비되신 분 있으신가요? 자 우리 승우 형 그러면은 아, 승우 형이나 아니면 한세 중에서 아, 뭐 괜찮은 거 그냥 뭐 듀엣도 괜찮으니 바로 가실게요 네아저 음. 먼저 부를게요 오케이 자자자자자 아, 한세 몇 번이요? 어제 어제 이제 어제 이제 민호 선배님들 노래 불렀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거기 꽂 민호 선배님 노래도 꽂혔어요 어. 자 가시죠 보컬이랑 랩 둘 다 혼자 하시나요? 한세 또 노래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도 되고 랩도 되고 그러니까 <laughs> 오, 오. 좀더 궁금해요. <laughs> 뭔데요? 뭐, 어, 뭔데요? 뭔데? 안다는데 지금. 뭔데? 뭔데? 설마, 설마. 거기 끝났는데? 어, 이제 이제 여기서 아. 아, 갑니다. 네, 헤어지는 거지 뭐 마냥 웃을 순 없으니까 뭐또 눈. 토닥토닥 That's no no 그닥그닥 어설픈 위로는 너도 위로해달라고 안 했으니 내려가던 결심이 건드지만 아직 하기 전에 진이고 야식이지 뭐난간식이고 근데 개혁은 내가 해야지 왜 내가 아왜왜야좀 가만히 내버려둬 좀아 몰라 다 꺼져 니네가 나도 초밥 만들고 있어 왜왜왜 왜왜 이별 다왜왜 I gotta make, make, make, make, make 덥지도 말았지도 않은 So, so, so, so, so, so 그냥 그런 날이 벌써 남이 야야 그래 우리 남이 네, 오케이 예. 아주 좋았어어 83점 어? 시경이랑 어, 83점이에요 근데 저 부장님 급인가요? 네. 같이 83점 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저 점수 몇 점이었어요? 그러게요 아저 120점이라고 120점, 합니다 120점. 야 120점, 120점. 자 근데 120점. 네. 120점이고